우실 건가요? 저는 안울것 같아요 형 지금 벌써 눈물이 맺혀 있어 지금 저는 벌써 정해놨어요 누구요? 용수, 용수 규빈, 규빈, 규빈, 성호 이 셋만 울것 같아요 <laughs> 쫀진 아. 어 형인데 그거는? 또그 어. 우리 데뷔 쇼케이스 때 아, 그쵸, 그쵸. 치면서 막 음. 아무도 안 말리고 <laughs> 아 자꾸 오지 말라고 어. <laughs>